책상 위에 것가 나이? 책상 위에 있는 거 포레시가 나인데? 에? 자기! 그흑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외커플 경식입니다 오늘의 몰카 숨겨놓은 비상금 쿠리코에게 걸려버리기 히... 올해는 그리코에게 새해 선물로 현금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줄까 고민을 하다가 재밌게 몰카로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을 발견했을 때 그리코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KS 잘쓰 기자입니다 국기커플 2022년 목표가 있으십니까? 음, 올해는 저희가 함께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는 골프를 한번 같이 배워보고 싶고요. 오 라이언 우즈 두 번째 목표는 운동을 평상시에 좀 많이 해서 바디 프로필을 한번 꼭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laughs> 줄 발, 출발! 그 흙이 그러니까니가어떻게해서오크리만써야돼の方がいいよねやっぱりバランスが見てパンの頭残あえ食べたかった見せたかったあ若干適当じゃない 3ですよ金曜日までで金曜日までうん早かったら早いほどいいよああね今年のいるけ1月からいるけ今月のお金が俺がどう毎日使ったのかそうそんな使ってないじゃんえチェジュドで行って毎日買ったし間違いないお金が足りないからどれぐらい足りないの普通より半2倍の違ってもらってえー、 응? 제주도 이렇게 있대 신발 같대 신발은 비쌌다 그때 뭐 스키장 있고 때 되잖아 우리가 스키장도 사실 좀 무리는 무리지 스키장 일단은 아니, 스키장 스키장 얼마나 가까이 스키장도 비싸 비싸 스키장 도 아, 렌탈도 뭐? 렌탈하고 거기 또 펜션 예약하고 하려면 비싸 도시를가니까昨日もチキンしきよっちゃんだよちょぎそんなチキンと 그 えだってチキンも一回今のんでしょ今の今の今の今のですとめちゃくちゃ高いねコンソメ人美味しかった美味しそうだったなそれな節約するしかないし私もそういうのネイルしないしいやら手味黒くんで何大丈夫大丈夫一旦節約を頑張ってそれで模様そう好きじゃんかやじ目標があったら頑張れる。한뭐한20만원만있으면스키장은2人で一緒にあ아근데한국私好きじゃん스키장있다보다아이게진짜다이지 当にダイエットもできるじゃんえもうシャワーじゃないのなんで今日服着てるの何分まで전기어디갔지 전기료기전기료기응전기료기하면서그거효과請求書請求書じゃないの請求書가뭐요なんかポストに入ってるじゃんいつも응그래그거私못읽겠던데일본말請求書ラゴ해요저기지그럴까い어저기서어디있지これはこれ違う次大体こういう書類さ意味もなくカバンの中に詰め込むやん 아니 그건 뭐 테이블 그 데스크 그 서랍 같은 데인가 거기 뭐 이런 거 책상 같은 서랍이요? 서랍이 아니고 수조 책상 위에 쪽 가나요? 책상 위에 있는 거 그래시 가나인데? 엔투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책상 위에 갔다 아니 헌시가 나이잖아 선생님 너무 옷간에 가는데 아이거 저기 어떠시 에? 이거 어떠시 아니 에? 나는 옛 에? 이거 어떠시 거기 놔둬 다이진이 쓸 것도 많고 해야 되고 이렇게 간다 え얼마나 있어요 이거 3,4,5,6,7,8,9,10 하지마 왜 아니 아니 아니 3 아또 새. 축하해 에? 아! 전기 지발 찾아라 그랬고えチャギえこれ使えばいいじゃん 안돼 이건 あれお金がないって言ってたじゃんこれ好きじゃんいけばいいじゃん 이거는 와타시가結 친구하고 약속시대 친구하고 같이 쓸 것도 아루카라 게임 마시던데 그거 어떻게 축하해봤어요? 납도 거기에 그냥 그거 아니でも こんなところに入れ 말도 안 되는데? 왜? 아니 그래だった 지갑 とか 이러면서 야지 아, 통장 아, 이럴 때 좋겠다? 전기 오카네 어디 大丈夫です、うん、大丈夫でもあんこじゃないねあんこすると思ってたこれ何に使いますよチャギさっきのチャギ何に使うの何しようん え、やっかん、千枚日とか侮辱かごいっちゃねこれ千枚日のとこは、パクルカ貯金しましたって言ってるかあに、貯金じゃなくて、チョラカって言ったのチョラカゴうんこれお金がとあったら、それもといいもの買いますねそれだね何それはするんでろもっと全部お金があったら遠いものを買いますね。 え口買いませんうんそうそうだけどそれの何に使うのまあまあ大金じゃない大きいお金じゃないここでここで友達が、うん、最近ゲーム始まったんで何ゲームゲーム、うん、ゲゲームうんゲームするためだサオちプレイヤーとしてうんうんいで趣私あんこ嫌いだから 음. 얼마 있어요 여기 사탕? 100만 원 100만 원? 아 근데 거기서 디스카운트 뭐 아, 아. 하실 때시리아나그 디스카운트 시대나겠다 배틀그라운드 있잖아 그리고 음. 배틀그라운드가 되게 리얼리티한 게임을 엄청 재밌는 게임이 됐다라고 해서 어, 난이니 난이온 배모는 그 게임 타이마스 내가 타이로코 나이토키 소코데 뭔가 마라탕 같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해야 돼 게임 안에서 마라탕? 마... 例えば例えばうんシクサみたいなのがう 아, 말하다 얼마예요? 아니 8만 원? 8만 원? 응. 아니 저 버터크림 응? 에? 에? 스키장 나한테 아, 지금 코레나타에 거기 적혀있던데 음... 다메라고 생각하구나? 아, 아니 아니 아니 다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でも뭐ゃん 하나씩 てほし고 まず何こういうのに使おうかなと思って私たちも一緒に生活にもしてますが2人で1つですって私の言ったじゃん夫婦として私が知らないのにそれ使うのってそこはシェアしてほしいこれからもうこれね一旦使って一旦これねゲーム用に使って次から自分で価値観を作ればいいじゃんじゃあで家お金家終わるじゃない取う 섞어잖아 그때 그치? 아니 아니 섞어 나니? 네, 네. 피씨 섞어 섞어 섞어 코코 코코 아 나니? 나니? 아! 2022년 하지메 때와 어땠어? 그 자기가 큐니 키 생각나고 바깥에 넣었잖아 어때? 와 그흐기 새해 인사해보세요 제법 많이 봐주세요 자 여기서 만원 닿기 만원 닿기 이카이드 만원 오래오래 사세요 예 만원 김효신 멋지다 어우 2만원 2만원 一緒に 스키니 行きますこれ 그래? 그럼 스키장이나 가자 예 거기 마라탕 집이죠? 여기 마라탕 하나 갖다 8만원짜리로 갔다 8만원짜리